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놓입니다 wow,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2020년은 쥐띠 해라고 하는데요 또 저희 팀의 쥐띠 리에 씨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해 쥐띠 여러분들 대박 나시고 쥐띠뿐만 아니라 모든 D 여러분들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이 어, 어이 어이 어이 떡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무슨 일인데 떡국이 날 때까지 떡국 많이 드시고 올해 아주 엄청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아. 화이팅! 그리고 또화이 저희 올리언어부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날 가족들과 재밌는 놀이도 하면서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올리언어부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까지까지 설날은 어떻게 오요 우리 우